하도록 제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주문하라고 이거를 시키고 형 먹고 싶은 거 시키고 나 커리 하나 파, 따로 시키고 만약에 모자르면 모자랄 것 같지는 않은데 다 쓰고 뭐더 시켜도 되죠? 음. 갖고, 갖고 있다가 이쪽에 음. 어, 면도 있네? 면요리를 샤오미에 어? 비슷하다 Santo.

보이게 칠래 이어 완전 밀크티가 맛있어 텐데. 살짝 시나몬 향. 원장 마크가 없네 수건을